이게 뭐야? 케인 통역사? 이게 뭐야 이게? 이게 뭐야 이게? 얼 같은 소리 하고 있 그냥 어? 늘 돈돈 돈터 돈 얼렁 짜짜짜짜 돈 돈터 돈 얼렁 이거 하나 드셔 돈돈 돈 돈터 얼렁 늘 돈. 짜짜짜짜 돈 돈터 돈 얼렁 늘늘자 돈터 돈터 얼렁 늘자자 얼렁 짜짜짜 르르짜르 정돈 정돈 정돈 얼렁 짜짜 얼렁 짜 정돈 정돈 얼렁 짜르 짜 정터 얼렁 짜르 정짜 얼렁 르짜짜르 정돈 짜터 얼렁 짜르짜르르 얼렁 짜자 건네나 짜 돈통 건네나 돈 짜를 돈통 얼렁 짜짜 짜를 짜 돈통 돈통 돈 얼렁 짜를 짜를 짜를 돈돈 돈통 돈돈 얼렁 아 이게 뭐야 이게 돈통 예. 어? 돈통 뭔 돈통이야 돈통 먹으면 돈통이야 전통은 이건 어, 뭐 리듬 게임으로 그냥